자, 제가 이전에 꿈을 시각하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고 저도 마음속에 되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받을지 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받는 것을 좋아하고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어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도 좋아요와 구독을 위해 만들 그 내용의 본질은 나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인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같이 그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큰 바다의 흐름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덕을 얼마나 더 베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수없이 많은 감사한 점들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 신비로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 감동적인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 반면교사들에 대한 감사 모든 것들에 대해 되새겨보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도 받은 은혜를 덕으로 갚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배경에 깔고 영상을 만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은 꾸준히 덕을 실천하고 베풀어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도 살고 남을 위해서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존 공영의 삶이자 중도적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까요?